알게 돼서 새로 사는 제품들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Fenty Beauty glitter highlighter랑 그리고 Tarte 팔레트랑 그리고 Dear Dahlia라는 국내 브랜드 제품이에요. 이거는 비건과 프로티 뿌리 제품입니다.